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신비유입니다. 오늘 5월 23일 이제 운명의 개척사라고 해서 신규 용병 2명하고 그들의 조력자 2명이 출시됐죠.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출시부터 무덤까지 스텔라 편 진행하기 전에 오늘 라오 신경병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거 음, 아니, 음주 아니에요. 외국 콜라 콜라 음 그럼요. 네, 뭉팔님 안녕하세요. 크바님 어서와요. 자, 그래서 음, 자, 먼저 사성용병 크라이입니다. 여러분 크라이보다는 샤메이가 좋지만 크라이를 보세요. <laughs> 사성 공격형 용병 형 이제 크라이는 이제 배제라고 해서 적에게 걸려있는 이로운 효과를 약탈을 하는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에, 예, 근데 얘 약탈을 하는 공격형인데 음, 자, 스킬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얘가 네, 치명력 증가 그리고 두 번째 약탈 세 번째 철갑의 피겨사번째 생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철갑의 피겨 철로 되는 것과 그리고 사번째 생존은 이번에 바바라 이제 리뉴얼로 새로 만들어진 각성 스킬인 생존이 이 캐릭터에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음, 일단 치명력 증가라고 해서 이제 이로운 효과 스킬 타입 개수에 따라 치명 확률, 치명 피해가 증가하는 이로운 효과 개수에 따른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탈로 이로운 효과 스케 타입을 약탈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죠. 지금 현재 원래 있던 용병으로 뭐 바톨이나 바리온 등이 가지고 있던 스킬이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이게 철갑의 피격이에요. 그래서 구강 기준으로 방어력, 공격력 150%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요. 그래서 공격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킬 때문에 철철 루을 사용해서 deal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 스킬로는 생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바라 리뉴얼로 생겼던 각성 스킬 생존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도 철룬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각성시 기본 방어력이 5%고 철룬 사용 구강시 한 방어력 90%가 가능한데 이게 공격 전에 발동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생존으로 오르는 방어력이 철갑의 피격 스킬들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후라이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니까. 자, 아까 봤듯이 생존 스킬하고 이제 철철룬으로 껴야 되죠. 철갑의 피격 때문에. 그래서 tanking도 되고 철갑의 피격 스킬로 인한 dealing도 좀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 능력 증가하고 근데 약탈이 상대 이로운 효과 스킬 타입 개수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도발캐 또는 영구지도 갖고 있는 캐릭을 치는 게 아닌 buff 뭐 그게 없는 이상은 아무 효과가 발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칸이라는 공격 범위 때문에 조금 어,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새 meta가 됐던 뭐 요한 나이어스 deck이나 요한 아차 deck 또는 도발이 켜진 아나 헬든 캐릭의 카운터 역할이 가능합니다. 네, 그 탱킹도 되고 그리고 생존시키기 때문에 이제 반사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좋은 효과를 뺏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더불어 도발을 뺏어옴과 동시에 켜지는 생존으로 그 생존 턴수 또한 유사탱 역할 또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근데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격 범위가 한 칸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약탈이 이제 카운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이해를 편하게 하자면 아스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 도발을 끌고 와서 우리 팀 진영을 이제 벨페른의 먹이로 던져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진영이 좀 강제되거나 광범위 공격에 이제 아군을 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크라이는 이렇게 해서요. 어, 신결에 아무래도 좀 하, 지금 거의 신결을 할 신결 뭐라 그러지? 헬판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카운터로 상당히 잘 기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샤메이가 이쁘기 때문에 크라이를 열심히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크라이 간단히 봤고요. 다음 이제 스텔라입니다. 나자, 스텔라는 5성지원가로 끝없는 갈증이라고 해서 사망하기 전까지 강력한 공격 능력을 지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지원 대상이 본인이고요. 그의 본인 뒤로 3칸의 용병에게 buff를 부여합니다. <coughs> 자, 그 근데 이거 보시면 아래에 이제 스텔라 육성 각성 말렙시 기본 스탯입니다. 눈에 띄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은 수치의 생명력이에요. 다른 5성 지형가인 베나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스텔라의 생명력은 1140인데 비해 베나카의 생명력은 2628, 심지어 베나카는 민첩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스텔라가 상당히 낮은 수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skill로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킬 밤의 길잡이. 두 번째 피의 갈증 부여, 3의 힘의 갈증 부여, 네 번째 능력치 약화 면역 부여입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자, 능력치 약화 면역 부여 각성 skill이 네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다렸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skill은 밤의 길잡이 연구지속입니다 자, 앞으로 보여질 스사스 스킬 레벨 9일 때 효과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따가 출시부터 보던까지를 할 때 아마 최소 9강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9강으로 어, 일단은 가져왔어요. 그래서 밤의 길잡이 skill은 자체 공방면이에요. 일단 자체 공방면이고 메인 지원 대상을 자신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에드윈의 인형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죽으면 부여한 효과가 전부 소멸됩니다. 이 skill은 강화를 해도 효율이 증가되지 않고요. 노강과 동일한 skill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부여된 효과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얘를 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coughs> 안주를 까야 된다. 어, 안, 음.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킬은 자 피해 갈증 부여입니다. 이제 아군에게 흡혈 능력을 부여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미카와의 시너지를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죠. 미카가 우리 팀의 체력을 뺏는다면 이 흡혈로 통해서 우리 팀의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아군에게 흡혈 능력을 부여하는 걸로요. 이 buff는 70턴이라는 무려 긴 70턴 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강시 그리고 일반 공격으로 간 피해량을 100% 회복합니다. 어, 안, 채, 안 채있어.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skill은 치명 확률 증가입니다. 이제 스킬 레벨 3강 시에 활성화가 되고요. 이 또한 70턴이라는 긴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강 시에 추가로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성 스킬은 이제, 이제 능력치, 약화 면역 부여죠. 이는 그 대신 어, 12턴으로 상당히 짧은 음, 상당히 짧은 건 아니지만 아까 70턴에 비하면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간 기준으로 스텔라를 좀 평가를 해보면요. 자, 밤의 길잡이와 이제 각성 스킬은 변하지 않고요. 흡혈 부여는 50%였던 어, 게 100%가 되지만 어, 뭐, 딜러는 어차피 노강시 50%든 이제 100%가 되든 풀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대신 이제 상급, 힘의 갈증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못 마시고 있어. <laughs> 구간 기준으로 상급 희비의 갈증 부여는 지원력의 25% 치명 확률, 그의 43.7%의 치명 확률이 증가되고요. 네, 공강력은 지원율이 35%로 61.18%가 증가됩니다. 자, 이 수치를 타 지원가와 좀 비교한 표예요. 어, 스텔라는 지금 현재 15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에피보다 더 많은 수치로 올라갈 거고요. 이제 15강 시에는 그 이제 치약 증가 수치가 78.66%로 아주 거라한괴라한 수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친구는 스텔라 버프는 강화 무효화는 물론 마모니르의 무효화에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음, 상당히 좋습니다. 자, 10강부터 15강 스킬 변화 대용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는데요. 13강시에 균형 능력치 약화 면역에서 상급 능력치 약화 면역 활성화로 바피감이 15%가 생깁니다. 스텔라는 체력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으로써 바피감을 해서 조금 그나마 조금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SMR 어? 이렇게 조용해요? 나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그리고 12강시에는 이제 지원율 45%로 10강 어, 공증 아니고 취업증이라고? 아니 공증 취업증 다 되는데 공증이 바뀌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일단 12강에는 치약 증가가 최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약 증가 수치가 78.66으로 아주 높은 수치에 지원이 됩니다. 잘못 적었나? 보고, 보고 올게. <laughs> 뭐로, 뭐로 마시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치화기.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음, 이거 10강에 지원력 35% 이제 치약 증가로 바꿔주세요. <laughs> 아, 그 부분 수정해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되는데 그리고 수치가 더 높다고요? 바피와 곱하기? 아 그렇네요. 지연력 곱하기 바피감이네요. 음. 그냥 15%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더 높을, 높다고 합니다. <laughs> 아, 또 안 썼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금 높아지면 그나마 조금 바피감이 높아지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존력을 위해서 13강을 할 수 있지 어, 13강 아, 그래도 14강을 해야 얘 생존력을 위해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점적으로볼게 12강시 치약 증가인데요. 78.66% 그래서 기존에 맹파 또는 격파론을 껴야 되는 게 경룬 또는 맹룬만 끼고 부업으로 치약을 챙겨서 그렇게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 5항이 되면 공증이 96.14%로 자, 이는 이제 세렌디아, 이제 사르비아, 베로니아, 미카엘라 다음으로 탑급 공포프입니다 그냥 buff를 주는 수치조차 예, 계수가 상당히 좋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장점으로 아까 봤듯이 buff 턴수가 길고 일단 지워지지 않는 버퍼예요. 지금 요즘은 지워지면 buffer를 쓸 수가 없어. 지워지지 않는 buff 그리고 높은 치화, 공, 증가 계수 엄청난 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느낌? 그래서 단점은 이제 본인 대상으로 주는 buff이기 때문에 좀 배치가 강제돼요. 오타 발견했어. 네, 배치가 강제가 돼요. 그리고 또한 스텔라가 죽으면 아무리 턴수가 길어도 사라지기 때문에 스텔라가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낮은 생명력이고 또한 방어력 0, 민첩성 0이라는 완전 물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스텔라를 암열에 놓고 선 스텔라를 키고 도발을 사용한 진영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의 딜러가 자체 능약면인 경우 스텔라의 능약을 포기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버프들은 70턴이기 때문에 스텔라를 지킬 수 있도록 능약면을 포기를 하고 이제 서스텔라로 buff를 먼저 둘러놓은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도발을 해서 상대의 딜러를 막는 용도로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결장 현 meta가 첫 턴에 광범위한 공격에 한 후에 이제 2차 공격에 월야를 자르는 공격 3턴에는 이제 루시 또는 도발탱 자르기 공격을 하는 현 meta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스텔라 buff를 둘러놓은 다음에 우리 도발 탱커로 다른 적팀의 이제 딜러를 한번 빼는 거죠 광범위한 딜러를 그리고 또는 그냥 뭐 원래 하듯이 그냥 선빵 필승이죠 <laughs> 스텔라가 죽기 전에 먼저 해서 다 죽이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의 공격 판정이 좋은 용병을 사용을 해서 이제 스텔라, 스텔라가 죽는 상황을 막고 우리가 먼저 많이 이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만큼 물론 안 되면 스텔라가 죽고 버프가 날아가고 끝이 나겠죠. <laughs>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음, 이렇게 신캐 리뷰를 준비를 해왔고요. 자료에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일단은 이렇고요. 자세한 거는 어, 스텔라의 경우는 출시부터 무덤까지 방송이 진행된 후에 잠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